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베스킨 레빈스에서 신메뉴 케이크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먹을 건 티크 아이스크림, 커피, 누텔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나라 뭐라 해?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플라스틱이네 와 어떡해요 제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영상이 끊긴지 모르고 아 먹고 있었네요 아, 곰은 먹어버렸는데 지겹나 모르겠네요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이런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세 번째인가 네 번 다섯 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영상이 그냥 캥기고 모르고 먹고 있었어요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영상 진짜 힘이 빠졌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먹고 하는데 힘이 빠져버렸어요 네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